네 어,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스페셜 뭔가 무대를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어가지고 또 스누퍼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수능 팩트라는 팀으로 오늘 뭐 널 사랑하지 않아를 부르게 됐습니다 어 그냥 재밌게 되게 녹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퍼 친구들도 워낙에 잘 재밌게 해줘가지고 네, 아마 오늘 무대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다고 너무 네.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저희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. 활동 왜 이렇게 뭐지? 저희는 이후에 발라드 곡으로 공연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또 발라드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무엇보다 이제 비활동 기간에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좀 어, 기분이 좋네요 오늘 무대 잘 오겠습니다 화이팅! 네, 어, 이게 뭔가 항상 저희 막 춤추고 노래를 했는데 그냥 노래만 하니까 또 색다른 뭔가 기분이었습니다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발라드 무대를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아, 여기다가 감기 기운이 지금 살짝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코 쪽이 살짝 막혀서 고음을 이제 코로 같이 이렇게 비음을 해서 내야 되는데 코가 막히니까 코를 못 써서 아 살짝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잡고 했습니다 네 호흡이요 뭐더 맞췄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아쉽진 않습니다 안 추운 빵! 뭐할 거야 이제? 임팩트가 노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오! 자 가위바위보 오! 두 분? 어 됐다 오! 와! 아싸 감사합니다 와 김태형 <laughs> 가위바위보 잘하는데? 자 갑니다 저요? 똑같은 거 내기. 오. 똑같은 거 내기. 네. 가위바위보! 아! 아! 자, 갑니다. 가위바위보! 오! 오! 두 명! 했다, 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와, 오늘. 오, 짱니다 오늘 로또 사요, 로또. 자, 많아요? 저 주세요. 어땠습니까? 좋았어요. 어, 아, 나도 울 뻔했어. 비빔이랑 초이랑 친구지 그냥 뭐. 카메라 우린까지 보고. 나는 카메라 우린까지 안 봤는데. 딱만 보고. 카메라 봐야죠. 어? 카메라 를 봐야지 오빠. 원래 발라드는 카메라 안 봐. 카메라. 아 내가 노래 부르고 있다가 아. 발라드는. 아 발라드는 뭐냐? 발라드는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. 바닥 아니면은 허공. 빵. 아 그래서 그랬구나. 초점은 없애요.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<laughs> 그런 카메라를 보는 순간 그래도 누구야? 카메라를 보는 순간 내가 예쁘게 보여야지 준다 누구야? 누구 누구 생각했어? 뭔데 이거?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런 무대가 또 오겠죠? 네. 다음 주에. 여러분. 네, 다음 주에요, 다음 주에. 곧 찾아올 거니까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알겠죠? 정이 끝날 때까지 끝나면 안되잖 그치, 그치. 우리 게임하자. 저뭐 하는 거야? 게임, 아, 어떡해! 나 우리도 이거 <laughs> 야 파도 타기 야! 와 됐어 됐어 자 빨리 가 이제 아, 저희 다 같이 그 팬덤이 서로 친해서 친해져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이백도 화이팅! 트루프 화이팅! 어? 졌어 졌어 졌어 다시 다시 다시 이백도 화이팅! 아니야, 안 돼, 안 돼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네. 네, 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감기 조심해요, 우리 부대. 자, 저희는 이렇게 해체하긴 하지만 언제 또 다시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. 그때를 기약하며 여러분들 저희 홍대 코너에서 다시 합체할 거거든요.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스무 팩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해요. 오늘 감사합니다. 안녕. 갈게. 잘 들어가요. 갈게요. 공방 봐야 들어오시는 분들. 있어봐. 기회가 된다면 또 무대를 또 해보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갑작스럽게 생긴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이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